양념도 여기가 탄다 솔직히 아빠, 아빠는 저기다가 고 싶은데 엄마 여기다 볶으라고 아빠 괜찮아? 응 하는 거죠 밥을 넣은 거야. 밥 너무 많이 했으니까. 비주얼 쩐다 <laughs> 돌 <laughs>